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ISTP 유형 이야기인데요 ISTP 분들뿐 아니라 ISTP와 친해지고 싶은 분들께 이 영상을 권해드립니다 혹시 ISTP와 친해지는 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과 너무 친해지려고 하는 건 아닐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미 ISTP 입장에서는 충분히 친하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면 됐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ISTP야말로 개인주의자라는 이름이 가장 어울리는 유형이 아닐까 하는데요. 사실 이 유형은 그렇게 눈에 띄는 타입은 아니에요. 인싸나 관종 쪽하고는 거리가 먼 유형인데 요즘 왠지 잘 나가는 느낌이 드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봐요. 최근 시청률이 가장 높은 TV 예능 프로그램이 나 혼자 산다, 미운 우리 새끼 이런 거잖아요. 혼자 사는 게 대세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직장인 인기 유형 1위가 ISTP라는 것도 그렇고요. 이게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직장 동료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죠.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관계에 가장 잘 적응하는 유형이란 뜻이에요. 보통 개인주의자라고 말하는 유형은 ISTP 말고도 꽤 많아요. 예, 근데 지난 영상에 나온 유형 중에 INTP가 있죠. 이 사람도 개인주의자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거에 대한 선호를 따지면 ISTP보다도 더한 사람이죠. 하지만 저는 개인주의자라는 이름은 ISTP 쪽이 더 잘 어울린다고 봐요. 왜냐하면 INTP는 혼자 있지만 본인이 혼자 있다는 걸 잘 못 느낄 때가 많아요. 이 사람의 정신세계는 언제나 세계를 향해 있거든요. 우주, 생명체 뭐 이런 거대하거나 근원적인 거에 관심이 많죠. 오덕 기질 때문에 괴상하거나 특이한 거에 흥미를 느끼기도 하고요. 하지만 ISTP는 그런 건 별로 없죠. 생각보다 상식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도 뭔가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은데 INTP처럼 범위가 넓거나 내용이 깊은 주제에는 크게 흥미가 없어요. 너무 추상적이거나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느껴지거든요. 이 사람들이 주로 빠지는 건 그냥 재미있는 겁니다. 그 자체로 즐겁거나 흥분을 일으키거나 자극적이거나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가장 흔한 건 컴퓨터 게임 같은 거죠. 그리고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거 어쨌든 혼자서 푹 빠져노는 건 다 관련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강렬한 현실성이에요. 이 사람들은 혼자 놀지만 철저히 현실에서 노는 거예요. 자기가 놀고 있다는 걸 분명히 자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놀이는 언젠가는 끝나고 다시 학교를 가거나 회사를 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야 갔다 와서 또 놀 수 있거든요. 이렇게 현실에서 자신과 타인을 정확히 분리하고 타인의 영향을 최소로 줄이려는 성향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최대한 누리려는 성향 이런 성향이 가장 강한 유형이 ISTP라는 겁니다. 진정한 개인주의자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ISTP를 남한테 관심이 없고 자기밖에 모른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오해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ISTP가 뭔가 남한테 피해를 주는 듯한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럴 생각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다른 유형보다 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남한테 관심이 없으니까요. 남한테 해를 끼치는 것도 어쨌든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냥 이 사람은요. 자기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거예요. 사실은 매우 단순하죠? ISTP가 바라보는 세계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게 다예요. 피해주지 않는 범위에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이런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왜 이해하기가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냐면요. 어떤 사람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컨대 그러니까 가족끼리는 서로 돌봐줘야 한다, 친구끼리는 서로 챙겨줘야 한다, 연인 대인관계는 낭만적이어야 한다. 기념일, 이벤트 이런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이런 시각에서 ISTP를 바라보면 잘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쟤는 도대체 왜 저러지? 좀 자기중심적인 것 같아. 배려심이 부족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면 ISTP는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본인 입장에서는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거든요. 근데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냐는 겁니다. 억울한 느낌 같은 게 드는 거죠. ISTP 중에는 이런 자신의 입장이 정확하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ISTP라면 형한테는 이렇게 해야지 나랑 사귄다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뭔가 부당하다는 느낌이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게 싸이다 폭발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다른 걸로 푸는 사람도 있고 삐뚤어질 테다 이런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하여튼 ISTP는 이런 이야기가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짜증나는 거예요 왜냐면 ISTP는 타고난 개인주의자들이거든요 이 사람한테는 모든 사람은 개인들인 거예요 가족, 친구, 연인이기 이전에 개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거죠. ISTP와 가까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는 걸. 사실은요. ISTP도 친해지면 잘해줘요. ISTP도 좋은 가족, 좋은 친구, 좋은 연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STP와 좋은 관계가 된 가족이나 친구 또는 연인은 ISTP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은 걸 질책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네가 그렇게 해주면 내가 참 좋겠다 정도만 얘기했겠죠. 이게 비슷한 말 같아도 아주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면 ISTP에게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말은 별로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말을 아무리 들어도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근데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좋겠다는 말은 이해가 가죠 사실은 그게 솔직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게 어딨어 내가 그렇게 하면 본인이 편하거나 본인한테 이익이 되거나 그런다는 얘기겠지 ISTP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말이 맞죠 세상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저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이걸 이해해야지 ISTP를 좀 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ISTP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거나 할까요? 그런 면이 있어요. 나름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면이 있습니다. 어떤 신비적인 생각이나 맹목적인 믿음 이런 거에 잘 안 빠지는 스타일이에요. 어차피 인생은 한 번뿐이고 모든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지 뭐.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똑같지. 이게 바로 ISTP가 보는 시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냥 아 저 사람은 저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러고 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건 네 생각이고 이런다는 얘기입니다 시니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알겠으니까 넌 너대로 인생 살아 난 나대로 살게 뭐 재밌는 거 없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ISTP라는 겁니다 그래서 ISTP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본인 같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을 좋아해요 다시 말해서 일단 ISTP가 좋아하는 사람은 본인처럼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보통 ISTP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 좀 멋진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ISTP가 본인한테 상관하는 걸 그렇게까지 싫어한다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직장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소리를 듣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ISTP가 직장인 동료 인기 순위 1위라면서요. 그럼 직장 생활을 꽤 잘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일단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개인주의자들이지만 다른 한 측면은 극현실주의자들 이라는 걸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놀고 있지만 다음날 학교나 직장은 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왜? 그래야 갔다 와서 또 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기 싫지만 현실적으로 안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하는 거죠 다만 그걸 최소로 하는 경향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ISTP가 그렇게 잔소리가 많은 ESTJ나 야망과 열정으로 똘똘 뭉친 ENTJ 같은 워크홀릭들하고도 꽤 잘 지내는 거예요. 예컨대 ISTP 엔지니어가 있다고 하면 ESTJ나 ENTJ 관리자하고 잘 지냅니다. 왜 그럴까요? ISTP는 장인 기질이 있다고 했잖아요. 엔지니어로서의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뛰어날 가능성이 커요. 그럼 된 거죠. 뭘 더 기대하겠어요? 엔지니어가 기술이 좋으면 그걸로 된 겁니다. 엣티제나 엔티제 관리자도 그 이상 별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잇팁은 성취욕이나 야망 같은 건 그러니 그렇게까지 강한 편은 아닙니다. 엔지니어로서 인정받는 걸로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티제, 엔티제가 쓸데없이 경계하거나 견제하거나 이럴 필요도 없어요. 양쪽 다 좋은 거죠. 추구하는 방향이 좀 다르다 보니까 오히려 더 편안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ISTP가 직장에서 인기가 좋은 이유는 그런 것보다는 다른 이유가 많겠지만 어쨌든 ESTJ나 ENTJ 같은 사람들과도 큰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타입이라는 거예요. ESTJ, ENTJ와의 관계는 이미 지난 영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적도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럼 ESFJ, ENFJ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이 사람들은 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EJ 유형 중 F 유형들이에요. 적어도 직장에서의 관계는 e t j 나 NTJ 같은 T 유형들과의 관계가 더 낫다고 봅니다. ISTP는 이 사람들과 말이 더 잘 통할 수 있어요. ISTP는 하기 싫은 걸 최소로 줄이려는 성향이 있다고 했죠. 그래도 돈을 벌려면 뭔가를 제공해야 하잖아요. 만약 그 제공할 게 본인의 장인 기질과 관련이 있다면 이야기가 좀 수. 수월해지는 겁니다. 이런 식의 내고가 ESTJ나 ENTJ와는 어렵지 않게 잘 될 수 있어요. 주고받는 게 명쾌하다는 겁니다. 의사소통이 잘 되는 거죠. 양쪽 다 직선적으로 원하는 걸 얘기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ESFJ나 ENFJ 같은 F 형과는 생각만큼 말이 잘 안 통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하이 사람들한테는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전달할 때의 표정이나 말투, 태도, 느낌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게 아주 중요합니다 ISTP가 이런 종류의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하지 않다면 생각지도 못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주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극과 극의 관계죠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대체로 잘 맞는 관계가 아닌데 서로를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개인적인 관계 특히 연인 관계에서는 ISTP ESFJ ISTP ENFJ가 최상의 커플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 INTP 영상편에서 그런 말씀드린 적 있죠. ESFJ나 ENFJ가 INTP에게 관심이 생겼다면 뭔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때문이라고요.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인 줄로만 알았는데 어떤 빈 구석 같은 게 보이니까 반전 매력 같은 걸 느끼는 거라고 했습니다. ISTP에게도 이와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할 줄 아는 게 많고 유능해 보이는데 인간 관계에서는 어쩐지 허당 같은 면이 있다는 거죠. 물론 INTP만큼은 아니겠지만 ISTP도 연애하기가 그렇게 쉬운 타입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연애나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ISTP는 두 사람이 만날 수는 있는데 그냥 두 사람으로 같이 살 가능성이 매우 큰 유형이에요. 그만큼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건 모르는 겁니다. ISTP가 만약 ESFJ나 ENFJ와 사랑에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그전과는 아주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있다고 봐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힘이 있거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엔 ENFJ로 바꿔서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